왜? Fini kɔni mɛnna wala ee fini dara cogo di? An bɛ takisi kɔnɔ ɲɔgɔn fɛ de dɔrɔn. Aw wuli aw wuli aw wuli aw wuli. Ee Sarijan Sarijan a ka ɲi. I jɔ i jɔ n'i bugera dɔrɔn kasara y'i sɔrɔ. I jɔ yan na yan na yan. Sarijan kana nin gɛn hali moto min filɛ nin ye. n'i y'a da nin kun a t'a sɔrɔ min fɛn min tun b'a bolo a filɛ double donc o de que a ah, ah, bɛ ka taa sisan dix-sept talɛr. ala cɛ nin di yan nin di yan. a ma bɛrɛ t'a kɔnɔ dɛ. tɛnɛ i y'a ka fɛn yan. donc madame i kɛra anw garisigɛ ye aw <laughs> fila kun jɔlen bɛ yan oh. donc an y'aw minɛ. Eh, sisan e bɛ moto boli. ayi e bɛ boli ne ni dɔ ko filɛ. ba de b'i la. ne ko munna ordre d'e ma i t'a respecté. j'étais fou de temps n b'i moto boli. surɔ don parce que eh. eh, tu as attrapé. hey jumɛn. Huh?